헐. Where you from? Korea. 아. Korea. I'm from Korea. 아, you from Korea? Yeah. Can you speak Korea? 한국말 해요. 아, 한국말 해. 한국인 많이 만나 보셨나요? 아, 아, 뭐 해요 지금? 어, you're good yes, speaking. Of, no, 조금 조금 just a, 아, a 아, little little little just little bit 인도 인도 oh you're good no 뭐 해요 둘이 방에 아 예? 방에 둘이 아 뭐, 방에 둘이 뭐 하냐고요 아, 아 어, 소리, 잠이 소리, 여, 옆에 사람 있는데 예 옆에 사람 어오 oh, you're good 아, 조금만 알아요 한국, 네? 한국어 좀 할 수 있어요. 어, 많이 잘해요. <laughs> 왜 얼굴이 안 보여? 예. 뭐라고요? 왜 얼굴 안보인다안 보여? 아, 일어나 봐. <laughs> 지금 상태로는 안 돼요. 아, 어, 괜찮아. 솔직히 말해, 한국인이죠? <laughs> 음,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러시아? 인도네시아. 러시아? 그거 있잖아 그 러시아 인도네시아 아아 아, 어, 아, 인... 아, 소리 인도네시아 <laughs> 인도네시아 아, 한국 어디네? 예? 한국 어디서요? 한국 어디 사냐고요? 아 북한은 아니에요 일단 북한? 북한 아, 북한 사람 아 김정은 사람 아. 니에요 아 진짜로? 거짓말 저 북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지금 윤석열, 윤석열래. 음. 야, 긴장하 대화하는 거 봐. 옆에 사람 오지마. 북한 사람 아니라니까요, 저. <laughs> 김정은 사람 얼굴이 안 보여. 얼굴이 못생겼어요. 어. 응? 어. 아하. 오케이 바이바이 안녕 잘자 밥 먹어 아, 밥 먹어? 오케이 김치? 김치 어, 돼지고기? 소고기? 고기 돼지고기. 아, 맛있어? 맛있어. 어, 밤, 밤, 어, 2시 밥 먹어? 배고파? 토끼. <laughs> 일해? 야간? 아. 어, 몇 살이에요? 15살이요. 15살? 어. 이름이 뭐예요? 지영이요. 지영? 응. 네. 음, 오케이. 반가워요. 반가워요. 한국 어딘데 구미. 구미? 아, nice 구미. 구미 알아요. 구미 가왔어. 음. 시네. I like 구미. Thank you. 음. 학교 아, 안 가? 내일? 갔어요. 아, 놀아. 음. 지금 어디인데? 어, 아, 아파트? 응, 응. 음, 혼자 살아요? 네. 아, 부모님 어디 가서? 아빠 이혼, 엄마는 출장. 출장 뭔데? 잘 모르겠. 어, Mom, dad broken. 아, 시- I'm I don't sorry. know. Mom. I don't know dad's broken. But mom 아. 출장. 미안해. 아니 괜찮아요. It's okay. 아, sorry. 음, 음, 저, 어, 누구한테, 어,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살아요? 혼자 살아요. 아이고, 어떻게? 어, 학교? 학교 어떻게? 어, 돈이? 어, 누구 줘, 주세요, 돈. 엄마. 어, 엄마. 음, 알았어, 알았어. 와, 어, 힘들어. 아, 진짜 예쁜데? 감사. <laughs> I like you. 아, 나도 I like you. 응. 음, Have a nice day. Bye. 어. Hi. Hi. 어, you you live in Korea? 아, 어. 아, 그, 아, 뭐 해요 지금? <laughs> 저 그냥 누워 있죠. 어디에요? 안산. 안산. 어. 이래요? 뭐 어, 디 음. 저는 강원도 원주. 아, 강원도. 강원도 밑에? 강원도? 아? 음. 밑에? 음, 알았어, 알았어. 어, 강원도. <coughs> 직업이 뭐예요? 저는 카페 매니저예요. 카페? 카페 아, 매니저. 아, 음. 아, 음, 근데 어디 나라에서 왔어요?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인도네시아. 음. 오, 한국어 잘해. 잘한다. 아, 아닌데? 조금만 알아요. 아니요, 잘해요. 아, 몇 살이에요? 저는 22살. 22살. 어, 많이 예쁜데? <laughs>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는 송혜진이에요. 송혜진. 아, 송혜진 씨. 이름 뭐예요? 아, 책. 책? 음. 오. 책. 오, 책. 음, 왜참안 돼? 어, 오늘, 오늘 내 쉬는 날. 아, 알았어, 알았어. 내일 어떻게? 내일 해? 내일? 아, 그러니까 수요일 내가 쉬는 날, 수요일이. 어, 수요일. 응. 알았어, 알았어. 잠깐. 아. 뭐, 뭐, 왜 앉아요? 아, 괜찮아. 괜찮아? 음. 아, 한국어 배우고 싶어. 잘하는데요, 지금도? 아, 아 간지러. 간지러, 간지러. 뭐라고? 무슨 무슨 일이에요? 절판. 아? 네, 절판. 절판 알아요? 아, 철판. 아, 뭔데 절판? 철판? <laughs> 철판 아이런 아이런 아이런 철판 어 그래 철판 응. 철판 레셜 레 철판 잘라 아 가땡 가땡 철판 가땡 가땡 음갓갓 철판 14m 아 직기차 몰라, 몰라. 운전 직 직기차 아 지게차 어. 음. 지게차 알지 음. 지게차 알죠 저 어, 어딘데? 아파트? 오랜만. 뭐, 뭐, 뭐 해, 뭐 지금? 옷이 바뀌었네요. 자야지 지금. <laughs> 뭐 갈아입으셨어요? 아. 내일 내일 놀러 오신다면서요. 아 그래. <laughs> 어, 내일 시간 없어. 왜, 왜? 내, 내일 해. 왜, 네? 일, 일 하지 마세요. 아, 다음 주 괜찮아? 어? <laughs> 다음 주? 다음 주, 음. 안 괜찮아요. 다음 주 토요일? 응. 음. 다음 주- 토요일날 아, 저녁에 사나 s a t u 어디서? 어, 어디 가는데? 서울에? 서울? 응? 다음 주에 서울에 없어요. 에플랜드? 폴란드? 에플랜드? 응? 네? 에, 버랜드 에버랜드? 아. 음. <laughs> 에버랜드 안... 네? 밥 먹었어? 밥, 밥이요? 이 어, 시간에? 먹었는데요? 아, 지금 2시에 뭐 2시. 치킨? 치킨. 음. 네. <laughs> 어, 왜안 주무세요? 우리 뭐 작가 이제? 아, 아 조금 있다. 네. 조금 있다? 아. 오케이. 아, 전 10분, 30분. 30분? 어. 저희 안녕. 음, 오케이. 굿나잇. 굿나잇. 엄마. 어. Famous YouTuber from Philippines. 아, 어. 이제 받아요. 100k 어, really? That's is a lot. beautiful girl from Philippines. Oh. You from Philippines? Yes, I'm from Philippines Oh. also. Oh, wow, nice. Philippines. You can speak Korean maybe? 음, 조금? Wow, <laughs> nice. You can speak Korean very well. 네, 아니요. 조금만요. 아, 어디 한국말을 배웠어요? 음, 한국에는 8, 아, 10년 됐어요. 아? 한국 가서나 <laughs> 아이고. 한국 와 있어요 지금. <laughs> 나 지금 한국 있어요. 너 불법 너 불법 사람이야? 아. 아니야. 어, 그 아들. 그, 아, 그 look like 한국 사람? o t h e yes, my. Ah, <laughs> your uh, husband from Korea.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나는 돼지다, 돼지다, 나는 돼지다, 돼지다. 지금 어딘데? <laughs> 한국 있어요. 아, 잘해. 어, 아, 어, 남편 어디 있어? 남편 일하고 있어요. 아, 무슨 일 해? 음. Ah, Ah, ba sana no to ke? Ah. I'm streaming on Facebook. Can you follow me in my Facebook page? Ah, you're streaming on Facebook. Give me your ID. Is mm. Facebook? Uncle Gaming. You have uh, Instagram? I have Uncle ah, Gaming. I have Instagram. Oh. Uncle Gaming. TikTok. Yeah. Ah. My my TikTok. You have TikTok? Like uh, Bang Jack Korean. ah. ah. 왕자 코리안. 아, 오케이, 아, 왜? 한국말 얘기해. 한국말 얘기해. 괜찮아. 와우. 아 진짜나? 괜찮아? 아, 진짜나. <laughs> 어, 좋아, 좋아, 좋아. 진짜 잘하시네. 너 남연의 한국 사랑. <laughs> 진짜. 박수. 어, 감사합니다. 언제 한국 와서? 2000 응? 한, 언제 한국 와서? 2000 2013년인가? 아, 2013년. 2013년 나 집에 갔어. 어. 한국에 얼마나 됐어요? 7년 동안 살았어요. 음, 그냥 지금 일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아, 지금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아, 인도네시아. 살아요. 음, 오케이. 아, 그리고 아, 유튜브 만들었어요. 음. 지난달 about Korean languages. 음, 오. 진짜, 그래네. 진짜 당신 많이 예쁜데. 어, 언제 언제 결론해 언제 그 결혼했어? 반년 됐어요. 반년? 응. 어, 그, 어, 그러면은 2013년 와 한국 와서 아, 어, 어. 2015년 결혼해 한국 사람. 어, 어 맞... 알았어, 알았어. 음. 지금 일안 해? 응, 나 그냥, 집에 있어. 그냥 집에 있어. 아, 알았어. 음, 애기 키워하고 뭐 집에 애기 집안 한 명? 아, 한 명. 한 명. 아, 귀여워. 음, 음. 뭐. 아이고. 그. <laughs> 네. 어딘데 한국에서? 응? 음? 한국에서 어딘데요? 창원. 창원? 아, 마산역, 음. 마산. 맞아. 아, 부산 마산 옆에. 음. 마산, 맞아요. 마산 안 가봤어. 어. 왜 잠시만요. 아, <laughs> 무슬림 아, 사람들이 기도하고 음. 있어요. 음. 아, 알았어? 네. 음. 잠시만 5분만. Follow me in my Instagram and I will follow back. my Facebook not active. Mm. I have Instagram. You you can search my Instagram. Sec, okay. Sec. Wow, 올해 어, 한국 살았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아, 저는 나라 사람이에요? 터키였어요. 터키? Yeah, 아. What's that? Egypt. Egypt? <laughs> Muslim? Yes. Yeah, Mm, I know. I'm Muslim too. cool. Alhamdulillah, Masya Allah. I'm from Indonesia, by the way. Uh, apa kabar? Ah, you can speak Bahasa? Uh, I don't know. I have friends um, who's, from uh, Indonesia. who's your friend? What? Who's your friend from Indonesia? Yeah. Uh, YouTuber? No. Mm. Into You're a YouTuber. Uh, <laughs> yes, I, I have YouTube channel, but small YouTuber, not famous. You are screaming right now? No, I'm not streamer. Uh, my YouTube channel about Korean languages. Wait. Ah. Subscribe my channel. Wait. You can speak Korean? A little bit, yes. 아, 한국말 얘기해. 한국말로. I don't. <laughs> It's okay, it's okay. I follow you. Okay, thank you. Um, how old are you, by the way? I'm 16. Oh, 16. Oh, 진짜, <laughs> And you? 진짜 많이 예쁜데. Who's there beside you? No one. Oh, okay, okay. How old are you? Here.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I'm from Canada. Oh, nice Canada. I cannot see you. You cannot. You see me now. Oh. <laughs> uh, how old are you, by the way? 23. You? Uh, 27. Okay. okay. Mm. What are you doing in Canada? School or? No, I live. Uh, I live in Canada. Student? No, I work. Oh, wow. Uh, what's your job? I'm cashier. Cashier? Cashier. Oh, yeah. cashier. Uh, I know, I know. Mm. What time is there? Hmm? What time is there? Uh, 5:50 p.m. Oh, in the PM. night. Mm. I'm I'm from Indonesia, by the way. Nice, nice. Mm. Can you speak other languages? Uh, French, English, and a little bit of Korean. Ah, you can speak Korean? Ah, A little. 한국말 해. no, no, a little. <laughs> I can speak Korean. Uh, my uh, my Korean uh better than my English. Oh, Mm. yeah. No, my English is better. <laughs> <laughs> Uh, yeah. I learn I learn right now. I learn Korean. Ah, So yeah a little bit. I can introduce myself. ah, Mm, yes. Like I can say my name. I can say Try. 내 이름은 준입니다. No, 이름 뭐야? 음, 내 이름은 진? 준, 준. Oh, Like 진. like like the this 준. Oh, It's 준? Korean Oh, name. 준? Uh, real name? Real name? Full, full, full name? Yeah, June. June like my name. Mm, uh, okay, okay. Uh, nice to meet you. <laughs> nice to meet you. <laughs> uh, you have Instagram? Hmm? Instagram? You have? No. Ah. I have nothing. <laughs> I'm sorry. Mm. Me and it. Hmm. Uh, maybe someday you wanna going to Indonesia, maybe. <laughs> Uh, maybe, maybe. Mm. You have boyfriend? Uh, no, actually, I broke like he broke up with me yesterday. Ah, Yeah, 알았어. 알았어. <laughs> Okay, nice to meet you. <laughs> Bye. Bye bye. Hi. Apa um, kabar? Hi. Yo. Hi. Hi. Hi. I'm from Netherlands. You? I am from Indonesia. Vlag. Korean flag? Because I can Yes. because I can speak Korean. 아, 에, 에, 나는 조금만. 와우, <laughs> 나이스. 조금만. 야. 와우, 야. 하- 한국말 잘하시네. 어, 감사합니다. 어디 한국말을 배웠어요? 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어, 너 한국 에, 스튜디? 음. 오. This, this good. 아이, 하- 한국 한국 살아요 지금. 아니요. 나는 네덜란드 사람이요. 아, 알았어,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I'm from Indonesia. Yeah, I know, I know. Yeah, I- um, I know this Netherlands in uh, English and uh, oh sorry, my English class. Your English is very good. No. better than me. No, no, ik, my. It's okay, it's okay, no problem. Okay, okay. Uh, you, you oh. have, look, uh, beautiful. Oh, thank you so much. I, I like your hair. You too. What's that? Uh, nose piercing. Oh, piercing. Wow. Yes. 진짜 많이 예쁜데. Can you? Oh, 감사합니다. o w 예, 네. 네, 아니요. 안 하나. 아보? 안아 하나, 네. 아보? 하나. 아보? 아, 아니요. 아. 아. 괜찮아? 와, 한 잘했네. <laughs> 이름은 뭐야? 이름은 뭐야? 제 이름은 잭입니다. What? 잭, 잭? 잭, 잭. Jack, you 네. 한국 name. Uh, No, Uh, real Indonesia. name. Uh, just uh, Real name. uh, Jack. my friend 어. call me Jack. 오케이. 에, 저는 미나입니다. 미나. Mina? Mina? Wow. 네, 네 맞아요. Look look like uh, Arabic name. No, I'm Turkey. Ah, you from Turkey? Are yes. you Muslim? Yes, Alhamdulillah. Alhamdulillah, mashallah, my Alhamdulillah. sister. Uh, oh, ah, my, my brother. Oh, nice. I, I like you. Nice, nice. Oh. You soul, soul uh, student. Soul. Ah, soul. Oh, oh, soul. It's nice. It's ah, very uh, good. Your yeah? Uh, 18. 아이튼 와우 진짜 만이 이쁜데 네. 오 감사합니다 네? 아, 너? 아 스물셋 오, 안내 너, 안내가 하며 살이라고 <laughs> 오빠? 아 오빠 그래 맞아 오빠? 아 옆에 사람 누군데? 음 아니요 I don't know 옆에, 어, behind Oh, my sister, my sister. ah, my, your sister okay Yes. What what is said um Korean? 한국 sister. sister 어. like 언니 언니 언니, 네, 언니. 여자 My 여자 언니 if, 네, 네, 맞아요. if I call your sister 여보세요. 어, 누나 아, 너나, 네, 누나. 음. 맞아요. 맞아요. 어, You're YouTuber. How do you know? Um, ah. you're, yes. Yeah. I'm YouTuber, but not famous in uh, YouTube. Oh. You maybe what? you have friend YouTuber friend from Indonesia? Uh, no. Oh. Okay. Oh. A you YouTube video ik my? Uh, it's okay. My uh, but my face blur, okay? ah, face. okay. 네? 괜찮아. 네? 네? no, no, 하지 마. 괜찮아. 상관없어. 아, 당신- 아니요. 다, 당신 많이 예쁜데. 네, 아니요, 아니요. 나는, 나는 요한이야. 괜찮아. 어, 아니요,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머리카락 My 예쁜데. face, my face blur, okay? There, mm. Baja? I don't know. I don't know. Why? It's Okay. Ah, you beautiful girl, really. Look. No, I am. So look, look so pretty. Thank you so much, YouTube, but my face blur, okay? Okay, okay. Okay, what's your YouTube channel name? Why blur? Uh, my friend. Blur, blur, okay. Not see you. It looking, okay? your blur, please. I'm not upload